뚜루루뚜뚜 아니 아니 정갈하게 내우시는데 뚝뚝뚝뚝 오케이 기리 기리 아직 안 들었어 야 오. 그렇게 하니까 안 들어오시지 아저 저 저아아 일단 일단 일단 스포요 아, 아 약간 시크릿 시크릿 아, 오 조금씩 봐요 아 금방 좀 보여 지금 생각 중 아직 얼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복까지 <coughs> 잠깐만 조금만 <laughs> 조금만 조금만 더 어, 어 아직 시작도 안돼 벌써 야, 졸업 축하해라고 하시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위앱 여러분 역시 오케이 예 마크로 시작했는데 사실 딱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한 1시간 전만 해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제 졸업식을 딱 마치고 왔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식당에 와서 졸업 오케이 졸업을 졸업을 끝나면 또 짜장면 중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바로 또 달려왔더니 식당에 또 누가 있겠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아 혹시 그거 그 유명한 그 영어로 된 명찰 맞아요? 맞습니다. Mark Lee. Mark 오케이, 진 Lee. 고1 때부터 입고 왔던 진짜 그대로. 오케이, 보이 let's let's start this. 쭈쭈쭈 봉쇄 프로크. m a 축하해. m a 생일 축하해. <laughs> 어, 전부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다 나왔다. <laughs> 여러분 진짜 어 딱 지금 여기 모여있는 멤버들과 같이 제가 졸업식을 다 지금 마지막 제 고등학생의 졸업식을 마치고 왔습니다 진짜 수고했어. 진짜 형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하나 하나 딱히 있어. 마크 있어. 아못 보겠어 진짜. 하나만 있어. 아, 있어. 마크 진짜 고생했어. 그거 하나. 이거 지침이야? 그거 오케이 땡큐 땡큐. 오케이. 아. 아 사실 진짜 그리고 여기에 또 이게 세 명 정도가 서공의 졸업생들 또이 모여 있지만 선배들 있죠? 제가 예. 드디어 네. 이제 예. 저희 NCT 127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교복을 마치고 왔습니다. 아 어때? 형들 졸업식에 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진짜예 진심. 아, 뭐야 뭐야 뭐야 네. 뭐야 사실 밥밥 아. 시켰는데 바로 또 나와요 여기. 오 아. 감사합니다. 먼저 먹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아 진짜 밥 앞에 이렇게 또 위에 파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처음이죠. 어. 마크 오늘 졸업한 소감 어때요? 아 일단 졸업한 소감 좀 더 크게 말해줘 안 들리게 마크 오늘 졸업한 소감 어때요? 솔직히 진짜 어 아침부터 좀 이렇게 약간 딱 일어나서 딱 가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 많이 없었어요. 아안 그, 잊혀구나 맞아 솔직히 어 그냥 약간 그냥 갔어요. 어. 가다가 약간 막판 때쯤 오고 그리고 멤버 형들도 보고 가족도 오고 막 사진 찍다 보면 와 진짜 졸업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약간 울컥했습니다. 어, 울컥했어? 언제 약간 울컥했습니다. 언제 언제? 아그 은근 그 졸업식에 딱 학생들 이 친구들이랑 딱 앉아 있는데 그너 음악 너안 나오고 있어. 그 음악 나오면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약간 아. 진짜 울컥하긴 해요. 어, 교가? 아, 교가 졸업 졸업 노래. 졸업 노래. 오래 아, 아 그 그리고그 막 축가 공연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이 막 이제 막 좀 스피치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예스. 아 졸업 정말 고생했다 친구들아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아, 그때 약 좀 울컥했고 그리고 솔직히 정말 고1 때부터 쭉좀 재밌게 하고 지냈는데 벌써 마지막까지 정말 재밌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반 친구들이랑은 인사했어? 많이 했어 친구들이 사진 많이 찍고 친구 있었어? <laughs> 친구 친구 있지. 조금 있었어요. 네. 반 반. 애들하고 많이 찍고. 아, 선배는 친구 없었거든. <laughs> 진짜 아 그리고 선배는요? 네, 선배왜 너무 어떻게 선배 졸업할 때 울었어요. 울었어요. <laughs> 이제 친구를 안울어요저 다행히 또 멤버들 과 같이 하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오늘 형들 또 우리 가족 다 봤잖아요. 아 네. 네. 우리 오늘 그 그림이 진짜 사실 그때도 좀 감탄했는데 저희 가족 다 그리고 멤버 형들이랑 다 같이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사실 아니, very good이었어요. 사진 찍고 나서 우리가 오는데 사진을 마크가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맞아요. 솔직히 신기했어. 진짜 진짜 좋았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약간... 꽃도 우리가 샀거든. 네? 꽃. 아꽃꽃 맞아 네, 맞아 맞아. 좀 이쪽으로 음. 와봐. 카메라 두고 노래가 좀 네가 있잖아. 아 카메라 두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두고. 맞아. 아 그리고 맞아 맞아. 진짜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준비해서 진짜 큰 꽃. 도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아, 길에 있는 꽃들이 이렇게 하나씩 꽃 진짜 웃겼어 <laughs> 그거 고를 때 어떻게 골랐어요? 다 같이 갔어요? 그거 이거 있어. 저 아니야? 저 잔이가 한 거 아니야? 막 잔이 형이 그 직접 사과 사과주고 어. 진짜 핸드메이드. 이게 원래 진짜. 없는 없는 꽃인데 거기 안에서 제일 큰 거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 꽃집 갔는데 급하게 만 제일 예쁘고 제일 큰 거 부탁했는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탁했어. 그 자리에서 만들었어. 아, 맞아. 뭐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맥스. 어, 어, 어 맥스. 비싼 거 비싼 것만 모아가지고. 그게 제일 튀잖아. 음. 솔직히 진짜 들 때도 약간 <laughs> 네, 부담스러울 정도 버렸어? 아니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직 아직 차있습 아, 차 있어 아, 차에 차에 버렸어 이따가 버려? <laughs> 이따가 보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세천탕수육? 아니 깜풍. 음, 음. 이게 아, 깐풍기. 잠시만요. 여러분 너무 놀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배고파가지고 좀 많이, 많이 시켰어요. 아, 아 그리고 오늘 그럼 이제 오늘 그, 그 목마 얘기해야 돼. 맞아 맞아. 네. 아. 목마를 오늘은 특별한 아. 목마를. 사실 정말 정말 딱 맞는 목마였는데 아, 정말 네. 이게 또 우리 마청이 또 이렇게 딱저 강하게 또 이제 딱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거 하나. 아 근데 네.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얘기해주고 싶은 게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그냥 이제 형들 이제 저도 이제 어느새 스무 살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긴 해서 네? 약간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졸업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럼 졸업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아, 아, 졸업이 네. 방금이어가지고 <laughs> 아, 생각 안 했어? 생각을 못했어 아, 아 내가 마크를 처음 봤을 때 14살이었나? 몇 살이었지 마크? 14살 14살이었는데 마크가 벌써 20살 때니까 와, 진짜 되게 진짜 그리고 우리 중학교 졸업식도 갔었잖아 어, 맞아 아 맞아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중학교 졸업식을 가고 나서 몇년 지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아니, 졸업식을 가니까 느낌 이상. 아니 그때 그때는 또 자네 형이 목마 태워줬어. 아 맞아. 그때는 천장 없고 아, 그냥 그렇 밖에서 해가지고. 오늘은 누가 이번에 했죠? 누가 태워줬을지. 아, 아, 이미 아까 얘기했어. 집중이 없다. 이것 에 누가 탐색에 집중하고 있어 미안해. 이것 때 아. 누가 했어? 아, 맞춤 테일링 누가 더 좋았니? 목마. 아 이거는 뭐 달랐죠. 확실히 달라. 안정감은 아, 필리오가 그 있지. 안정. 아 솔직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중학교가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느낌보다 사진으로 되게 기억하고 있어. 아니 솔직히 오늘은 테일 형이 더 좋아했어. 테일 <laughs> 형이 괜찮은데? 목마 태워주면서 훨씬 더 좋아했어. 운동 운동 운동 이걸 위해서 했거든. 운동 맞아 맞아. 가볍더라고. 그리고 그 얘기도 해주셔야죠. 어떤? 오늘 아침에 아침에 우리 아 맞다 이게 그 웃긴 얘기, 게 그 그 사실 그 이게 또 이게 이게 좀 준비를 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저가 먼저 준비하고 학교를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1 시간 일찍 일어났었어야 맞아. 돼요. 근데 형들이 그 저희가 그전 말이 진짜 빨라 어, 전달 받는 게 그 헷갈려 가지고 다 같이 1 시간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약간 마을에서 다 같이 와.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심지어 태형 앉았어요. 아니야 사실 마크 그 마지막 이제 등굣길 아침부터 함께 하려고 일찍 일어난 건 아무튼 그거 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 그렇게 뭐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진짜 아, 나는 순간 아침에 그 우리 멤버들 그 단톡방에 다 7시 일어났다길래 나는 안잔줄 알았어 순간. 나안 잔다는 연이 있어. 대리형 있어. 대리 사람 몇명 있어. 대리형 설레어서 안 돼. 우리 이제 먹으 갈까요? 나도 사실 교복 오랜만 입었어. 자 이제. 네. 크림새우만 나오면 되긴 하는데. 약간 크림새우 나오고 어. 다 나오고 다 나오고 하자. 야 버늘의 주인는은맛니까 진짜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다 진수성찬 아, 근데 진짜 오 이렇게 제대로 먹는 건 오랜만인데 마, 마크가 댓글 좀 읽어줘 아, 그럴까? 얼른 먹어 <laughs> 그래 <laughs> Congratulations 고맙다. 축하해 마크 어... 어... 맛있겠다 이런 사람도 <laughs> 있어요 이, 이 수준 거의 먹방 수준 아니야? 같이 같이 먹을래요? 같이? 어 약간 먹을래요? 먹방 느낌인가 이거 지금? 먹을래요? 일로 오시면 돼요 먹을래요? 여기 어, 아, 넣어주고 싶은데 들어가질 않네. 어, <laughs> 아쉬워. 아, 아, 아, 아, 나 나오면 먹을게. <laughs> 마크, 스무 살 되면 뭐 하고 싶어? 스무 살 됐어요. 스무 살 됐는데 왠지 이제 2개월 하고 이제 아형 무지다 뭐 일어나 생일 네. 축합니다 생일 축합니다 마리 사실 스무 살된 것에 사실 또 너무 김치찌개에 대한 그 아, 이미지가 아, 맞다, 너무 맞다, 너무 맞다. 그러면 생생하게 기억나. 오늘 탕수육에 대해서 랩해줘. 탕수육. 어 지금 나오나요? 예예 뭐. 예. 예. 어 check it. 네. 어. 아니야 아, 이제 이제 스타에서 아, 화내면 아, 어떡하겠 <laughs> 미안 미안 아, 약간 솔직히 앞이 안 보였어 아니 아니 그마 표정이 나 약간 놀랐어 방금 <laughs> 뭐예요 저희 아그 마크 가족도 만났는데 어머님이랑 대화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크 숙소에서 이제 잘 챙기기로 여러분 하루 세 끼도 꼭 챙겨, 챙겨 먹기로 자, 이 어머님 안심시켜드렸으니까 아. 팬분들도 안심하세요 아 안심하세요 아 그리고 그 너무 웃겼던 게 마크가 이제 사진 찍고 있는데 네. 어머니가 못 보더라고 아, 언니가 <laughs> 맞아요. 보고 계십니다. 아니 왜 저래? <laughs> 아니 아니 솔직히 솔직하게 엄마 아빠 그리고 멤버 형들도 다 있는 데서 찍는 거 어. 처음이어가지고 어. 마크 어떻게 찍는지 알았어요? 알아요? 어, 진짜 이거 넣어봐 이건 올라갔어 어, 네, 이건 올라갔어 그잖아 마크 아 근데 나도 마크 찍는 거 처음 봐가지고 그렇게 막, 어, 어, 되게 신기했어 그러 학교 느낌 나도 뭔가 아이돌 보는 느낌이었어 어 되게 않아? 학교에서 아 원래는 막 아, 화보 어. 같은 거 뭐 어,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맞아, 어. <laughs> 그이 그. 갑자기 이게 나왔어. 사우사우 <laughs> 옆에서 이렇게 깡꿍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사실 있습니다. 어머머머. 드디어 오늘도 하트 400만원 넘었습니다 400만원 넘었어요 예, 400만원 예. 아 그럼 오늘 뭐, 뭐, 오늘도 뭐, 신기해요 워카즈 워카즈 워카자 얘들아 얘들아 워카자 기다릴게 대박이다 아, 아, 아 빨리 크림새우 나. 지금 몇 분, 몇 명이 보고 계세요? 37 3만, 7천 분. 3만 7천 분. 네. 아마 여, 지금 이제 점심 시간 때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맛있는 식사 드시기. 맞아요. 아,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분들이 많은 많아요. 진짜 가능하면 중국집으로 네. 다 같이. 우리 또 NCT즌 중에서도 졸업하는 분들 음, 진짜 그렇죠. 졸업 축하. 마크가 그러면 아, 좋고 어. 졸업 축하 네. 멘트 좀 해줘. 사실 진짜 오늘 저와도 약간 저랑 저의 이거 단독으로 해줘. 네 잡아서. 음, 단독. 어, 단독. 으로 단독으로 아, 해 마지막에 어. 우리도 이렇게 비치. 어. 마지막에. 아 이게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아 사실 진짜 고3 아, 고등 잠깐만 이거 너무 왜 이렇게 걸리지? <laughs> 계속 아까 뒤에서 계속, 계속. 네어 모든 고등학생 졸업생분들 저와 같이 오늘 정말 기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고등학교 다 정말 고생했고 이제 앞으로 더 멋있게 성장할 날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멋지게 각 분야에서 멋지게 성장합시다. 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도 열심히 항상 응원하니까 점심도 얼른 드시고 여러분 여러분도 중국 음식 많이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옥! 안녕. 옥! 하트 옥!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축하해.